안녕하세요. Jackson in Texas의 잭슨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삼성의 Odyssey G9 ultra wide 모니터입니다. gaming 모니터답게 스펙이나 디자인적으로 아주 화려한 모니터인데요. 보시다시피 D2면부에 인피니티 코어 LED가 장착이 되어서 디자인적으로 아주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D2면부에 헤드폰 걸이가 있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스탠드를 사용했을 때 모니터 스크린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 끝을 기준으로 흡뼘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책상이 크지 않은 경우에 모니터가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 desk setup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어, 지금 이 유튜브 동영상에 설명 부분에 제가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처음 받았을 때 엄청난 박스 크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아, 택배 기사분이 조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삼성 오디세이 지구라는 모델명이 크게 프린팅되어 있었고요. 왼쪽에는 Infinity Core lighting을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제품 후면부에 사진이 크게 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스를 열자마자 확인했던 것은 스탠드가 있었고 그 외에 제품의 사용 설명서가 있었습니다. 배송 패키지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제품이 닿는 부분에 스티로폼으로 잘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게 설치 가이드이고요. 저는 유튜브 촬영을 한다고 설치 가이드를 조금 대충 보긴 했었는데요. 나중에야 후회를 했습니다. 설치가 쉬운데 어,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게 되면 설치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 그 부분을 뒷부분에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 스탠드는 공간을 조금 차지할 수 있는 스탠드더라고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제 뒷 back 패널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홀더 부분인데요. 어, glossy 코팅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저 부품은 어, 모니터 배사고를 지원할 수 있게 붙여주는 가이드더라고요. 이제 스탠드를 사용하기 싫은 분은 이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모니터함을 연결하시면 되겠죠. 이제 보는, 보시는 부분은 전원 연결선, 각종 케이블, HDMI, DP 케이블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모니터가 USB 허브를 지원하는데요. 그 허브를 연결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USB 케이블이 없더라고요. 이제 모니터 스크린과 스탠드가 직접 만나는 부분인데요. 어, 특징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뒷후면 부에 어, gaming 모니터답게 헤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하면은 이제 헤드폰도 성전이 깔끔하게 모니터 뒤로 숨겨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Infinity lighting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가이드인데요. 스크린 바로 뒷면에 부착이 가능하더라고요. 자 이제 모든 악세사리는 다 걷어냈고요. 본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거는 Infinity lighting 부분이었고요. 처음 모니터를 들었을 때 엄청난 무게감과 크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모니터를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1 0 0 0 아래 공률이한 번에 느껴지더라고요. 보시는 것 같이 어, 곡률이 어마어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 크기는 27인치 두 개의 모니터를 붙여놓은 것과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모니터 무게가 엄청나서 오래 들고 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스탠드를 조립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설명서를 제대로 보긴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모니터 스탠드를 이제 스크린하고 조립을 할 때 안쪽에 걸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걸쇠를 꼭 집어넣지 않고 스탠드를 조립하게 되면 스탠드가 헐거워서 잘 조립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나사를 <laughs> 쪼우다가 결국에는 한참을 헤맨 후에 걸쇠에 딱 넣었을 때 조립이 제대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 부분이 이제 걸쇠를 제대로 집어넣지 않고 위에 얹어둔 상태에서 제가 나사를 조우기 시작했는데요. 잘 안 되는데 억지로 지금 집어넣는 거 보이시죠? 지금 힘을 줘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조립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어, 조립은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제대로 보았으면 이렇게 시간을 낭비 안 했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Infinity Core 부분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가이드를 장착을 해주고요. 이제 드디어 모든 조립이 끝나고 받침대와 스크린이 다 조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각도 조정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서 한번 움직여 보았는데요. 어, 큰 각도는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각도 조절은 되는 듯 하였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수직 높낮이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각도 조절인 상하 좌우 각도 조절만 가능하고요. 수직 높낮이 조절은 안 되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입 출력 단자를 살펴볼 건데요. 오디오 출력이 있었고 HDMI, 두 개의 DP 포트, 그리고 USB 허브, 그리고 두 개의 USB 포트가 있는데 한 포트는 이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존재하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전원선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만 있었습니다. 이제 입력단자에 케이블을 물려볼 건데요. 어, 뒤투면부에 HDMI랑 DP 포트를 연결을 했고요. 뒷선 정리는 저렇게 스탠드를 통해서 선을 따로 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전원선을 물려서 똑같은 방식으로 선을 같이 빼줄 거고요. 이제 후면의 백패널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선정리가 마, 무리가 되면 저기 플라스틱 가이드를 통해서 스탠드 뒷면에 부착을 시켜줄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헤드폰 거리에 헤드폰을 한번 거치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삼성 오디세이 지구 개봉기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아직 첫 유튜브 동영상이라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